i das Schatten hoch. 혹시 뭐야? 뭘 마셔? 아니, 아직도 깜짝 놀랐어요? 아직도 깜짝 놀랐어요? 원래 조용하면 조용하면 문제인 거아니까 안을 치고 넣고 자 컨디션 안정을 바로바로 얘기해 괜찮아 지가 알았지? 무리하지 마 절대로 하고 그 점점 하니까 익숙해지네요 점점 하니까 익숙해진다고요 힘 빼는 거 <laughs> 어. 어, 물맛이 조금 더 짤 수 있어요 <laughs> <laughs> Thank you.